안녕하세요 호주 살고 있는 첼시 팬 첼시 팬서입니다 현재 해외 첼시 관련 뉴스를 보면 떠오른 이름이 있죠 바로 레어 마드의 서조 레기온? 레, 레귤런? 레기온 선수인데요 뉴스 보도를 알아보면 첼시가 영입에 근접했고 두 클럽이 마지막 세부 사항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쯤에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시즌 종료 전부터 꾸준히 첼시와 연결된 left back 레스터시티의 벤치웰 선수입니다 오늘은 서조 레기온 선수와 벤치웰 케누바 선수 이두 선수를 비교해보고 어떤 선수가 더 첼시에 맞을지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서지오 레기온 선수는 레알 유스 출신으로 무려 8살 때 입단해 현재까지 레알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모든 엘리트 레알 선수들이 걷는 카스티아를 거쳐 1군 팀에 입성한 뒤 저번 시즌인 18, 19 시즌 붙박이레백 마셀로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을 꿰찼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리그 14경기 포함해서 총 22경기나 출장하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올 시즌 세비야로 임대 가서 주전 레 랩백으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시즌 유로파 2경기 포함 33경기 2골, 4도움, 평점 7.0, 패 성공률 8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웨어 선수와 비교하자면 FA컵 3경기 포함 30경기 3골 3도움, 평점 6.96, 패 성공률 78.3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흥미롭게도 둘 다 공격 포인트 포인트가 6개씩 있어요 수비 stat을 보면은 어 제가 지금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레기언 선수가 태클스 p 게임 경기단 태클이 1.7개 interception 1.2개 페어스 커미드 자 파울 횟수가 1.7개 클리런스 걷어내기 횟수가 1.4회 드리블스 퍼미드 드리블을 허용한 횟수 상대 선수가 제친 횟수죠 제친 횟수가 1.1회 칠웰 선수를 보면은 태클스 p 게임 1.6 인터셉션 1회 fouls committed 1.1, clearance 걷어내기 2, dribbles permitted 1.1로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서지오 레기언 선수가 진짜 살짝 앞서 있지만 제공권은 7구의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들 저와 같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레기언 선수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제 생각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공격 가담이에요 이 선수는 일단 패스 기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이게 좋은 거예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쳐주는 trait 중에 하나죠 running past forwards 한마디로 공격수를 지나쳐 뛰어간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오버래핑을 많이 하는데 오버래핑 뿐만 아니라 underlapping 즉 안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골문 앞에서 레기온 선수를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2020년의 풀백은 공격적이어야 하는 게 맞고 램파드 감독님도 그런 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역습 상황에서 리턴을 할 수 있느냐가 뭐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 일단 physical이 좋아요 몸싸움에도 잘 밀리지 않는 것 같고 달리기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선수의 어, 하이라이트 활약상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캐퍼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면 투자한 돈 다시 다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선수 중 누가 더 좋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건 money 가격이죠 레스터 시티는 치우의 선수 비용으로 85 m i 85 million p o u What the f 네 8,500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네요 아니 우리가 맨유처럼 호구 실웨 선수가 어리고 유망한 잉글랜드 선수라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이게 최근 뉴스보들 또 보면 레스터시티가 가격을 재측정해서 5천만 파운드만 달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럼 레기온 선수는 얼마일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페어란 맨디 그리고 마셀로 선수 체계로 이어가려고 해서 레기온 선수의 가격을 22.5밀 i l l i o n p o 2200 50만 파운드로 뭐야 그럼 얘 사야지 그 다음엔 이제 나이 두 선수다 만 23세입니다. 보통 수비수는 28세 정도부터 전성기라 볼 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두 선수 다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험인데 물론 칠의 선수가 이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죠. 현 프리미어리그 검증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레기언 선수가 physical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램파드 감독님 선수 매니지먼트가 끝내주죠 쿨리세치 선수만 봐도 그렇죠 마치 클롭 감독님이 케이타 선수나 파비뇨 선수를 서서히 리그 적응시켰던 것처럼 쿨리세치 선수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해서 시즌 막바지의 첼시를 보면 첼시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남은 건 이제 런던에 적응하는 건데 이게 예, 여러분 저도 런던은 안 가봤지만 런던 출신 친구들이 다들 하는 말이 날씨 진짜 개같대요 그리고 영국 팬들 특히 저희 첼시 팬들이 현지 첼시 팬들이 좀 악명이 높아요 상대 선수건 자기 선수건 상대 팬이건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제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모라차 같은 쿠키다스 멘탈이면 여튼 개인적으로 이제 알론소, 에머슨 둘 다 팔아버리고 둘 다영입했으면 진짜 진짜 좋겠지만 카이 하베츠 데려오고 그 골키퍼에 센터백 한 명 더 사고 그러고 나면 재정상 한 명 정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 레기언에 한 표를 두고 싶어요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두 선수 유형이 비슷한 걸 보아 더 가격이 싼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죠 특히 요번 시즌 영입이 많기 때문에 아니 많을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레알 출신이니 뭐 잘 하겠죠 그러나 정 안 되면 뭐 로만 형님한테 부탁해서 7벨도 사지 뭐네 오늘은 간략하게 유일하게 첼시와 연결된 left back 선수들 두 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지오 레기오? 오 벤치워? 어떤 선수를 첼시에서 보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첼시 소식이 더 궁금하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첼시 팬 forever! 어, 쓰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